Hey. <laughs> 뭐야 선배님 <laughs> 진짜 깜짝 놀래 나도 Thank you. 와. 와. 나랑 너도 스피킹 해봐. 이거 음식 앞에다 그 웨이트 하자. 근데 날라가 먹어. 웨이트. 웨이트. 웨이트. 부활아? 저기 누가?

아 느리다 저거 마시라고 밑에 있는 걸 마시라고 Thanks.